돈도 안 주는 거라며. 나중에 쓰려고 하나 남기고 남은 홍대들은다 잘랐습니다. 유튜버의 길이 힘드네요. 오랜만에 양이도 따라 나왔어요. 강아지들과 밀린 인사도 나누고 남은 콩대를 가져와서 마당에 말리면 끝. 다 말린 홍대를 두들깁니다. 나달이 떨어져 모이고 붙어있는 나달들을 까내려 가다 보면 어느새 바닥에 검은 콩이 가득 일 줄 알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. 콩은걸음을안 줘도 잘만 자란다던데 그거는 얼음도 안 주는 거라며 웃지요. 아직 많이 남았다. 그렇게 산골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.